베이스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. 바탕으로는 T30을 먼저 볶아줄게요. 먼저 진한색부터 할게요. 한쪽 면으로 당겨주시면 되죠. 마요젠 하나 둘한번 더 끝으로 갈게요 은박 해줄게요. 서드탑 바르도록 하겠습니다.